어우 추워 어우 추운데 아 춥습니다 어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11월 22일인데 지금 추워서 기타 치다가 지금 손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? 아니 제 혼자 하면 돼요 네. 네. 되게 따뜻한 거 느껴지나? 네? 열 가나? 모르겠지 아직? 열안 가요 아직 모르겠지? 따뜻한 아, 게 지금 가요? 안 가지 아직? 너는 따뜻한 느껴져 살짝 오죠 이제 네. 이 뒤에는 하나도 안, 다, 안 뜯어 이게 끝에도 하나도 안 뜯어 이거 차고 신기해요 얘는 난로 설치 끝났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기타 칠 수 있습니다